훤칠한 키와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얼굴 깊은 눈빛과 중저음의 목소리까지 모두 갖춘 만진남이라 불리는 배우 송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강은 본명이며 1994년 4월 23일생으로 현재 나이만 26세입니다. 키는 186cm이고 몸무게는 68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혈액형은 B형입니다. 집안이 근자 돌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송강근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적극적인 반대로 돌림자를 빼고 송강이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달샤벳의 수빈 에이핑크의 손나은과 미스에이 수지, FX의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닮은 배우로는 송중기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늑대 소년 시절의 송중기와 느낌이 많이 비슷하고 여진구와 육성재도 많이 닮았습니다. 송강은 베이비페이스의 귀여워 보이는 외모이지만 어깨 넓이가 55cm로 태평양 어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어깨 깡패라고 불리는 지창욱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시간이 남을 때 헬스와 라이딩을 할 만큼 근육질 몸으로도 유명하며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갖다주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기획사에서조차 어깨 근육 좀 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넓은 등판과 구릿빛 피부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송강의 할아버지는 씨름선수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어서 유전적으로 좋은 몸과 넓은 어깨를 물려받아 감사하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팬들은 타고난 유전자의 피지컬 완성이라며 정말 사랑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강은 학창시절 평범한 학생이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철부지이기도 했습니다. 인테리어나 설계도를 보는 걸 좋아해서 이쪽으로 나가면 어떨까 싶었지만 생각만 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에 갔는데 자신만 안 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한 상태로 1년 정도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21살 때 송강은 영화 타이타닉을 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눈빛에 반해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기자의 꿈을 갖고 학원에 다니며 입시를 준비했고 23살의 나이에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데뷔하기 전 송강은 아이돌을 해보자며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당했었고 연기 오디션을 보러 가도 아이돌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통해 나무의 커스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게 되었지만 큰 기획사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안도감에 1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송강은 본인의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오디션을 찾아다니면서 길을 찾은 끝에 2017년 TVN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로 데뷔하게 됩니다. 송강은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에서 여주인공인 소림을 짝사랑하는 소꿉친구로 기타리스트 백진우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MBC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덩치는 운동선수처럼 우람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으로 셀프 네일아트와 뜨개질을 즐겨하는 반전 취미를 가진 김우주 역할을 맡아 지상파에도 첫 출연합니다. 2018년엔 옥수수TV의 웹드라마 뷰티풀 뱀파이어의 남자 주인공 이소년 역에 캐스팅되었습니다. 뷰티풀 뱀파이어는 500년을 산 뱀파이어 분장사와 20살 미소년이 4 8 4살의 나이차를 뛰어넘는 연상연하 커플의 사랑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하와이 한인 영화제에 초청되어 팬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9년엔 TVN 드라마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서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음악 천재이자 꿈을 조아 한국으로 가출한 4차원 소년 루카 역할을 맡았습니다. 송강은 900대 1의 경쟁을 뚫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올리는의 주인공 황선오 역으로 캐스팅됩니다. 극중 황선오는 부잣집 아들의 모델 출신인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직진남이자 순수한 매력을 간직한 인물이며 송강과의 완벽한 싱크로율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폭발적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송강의 폭발적인 인기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급상승했고 현재 팔로워 수 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강은 드라마를 위해 10kg을 감량했고 공항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장면을 위해 3주 동안 닭가슴살만 먹으며 근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송강은 평상시에도 쉬는 날엔 헬스장에서 웨이트 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자전거 riding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노는 걸 좋아하고 피아노 연주도 즐겨합니다. 송강은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이지만 일단 친해지면 장난도 많이 치는 성격입니다. 송강은 잔잔한 음악을 좋아하며 인디밴드 어쿠스틱 콜라보의 열혈 팬입니다. 흐린 날씨를 좋아하고 비올 때 창밖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몸에 열이 많아 겨울을 좋아하며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류이고 특히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옷은 맨투맨에 청바지같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룩을 좋아하며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키우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송강은 SBS 예능 프로 미추리의 고정으로 출연하며 예능감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좋아하는 캐릭터라면서 짱구 인형을 가지고 와 출연자들을 당황시키기도 하고 손담비를 무서워하면서도 게임을 할 땐 허당끼 있는 말투로 멘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유튜브에는 송강 모음집이라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에서 주인공 차현수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는데요. 스위트홈은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형체가 다른 괴물로 변하는 세계관을 그린 공포 creature 장르이며 극중 차현수는 자살을 결심한 은둔형 외톨이에서 그린홈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캐릭터입니다. 총 제작비 약 300억 원이 들어간 대작으로 킹덤과 비슷한 수준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 등을 맡은 이응복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2020년 12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 11개국에서 1등을 했고 50개국에선 top 10 안에 들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송강은 이나정 감독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보게 된 후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위트홈은 2021년에 시즌2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강은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올리는 시즌2가 방송될 예정이고 TVN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꿈 앞에서 방한하는 발레리노 이채록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며 JTBC에서 방영될 웹툰 원작 드라마 알고 있지만의 배우 한소희와 함께 출연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에서만 연달아 새 작품을 하게 된 송강은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송강의 롤모델은 주지훈과 김재욱을 꼽았으며 외국 배우로는 톰 하디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데뷔 전에 보고 싶었던 남자 배우는 강동원이고 여자 배우는 이연희였다고 합니다. KBS 예능 프로 해피투게더에서 걸그룹과 여배우들로부터 다섯 번 정도 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강은 MBTI 테스트를 하면 매번 논리적인 사색화 유형에 속하는 INTP가 결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INTP형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며 아인슈타인도 같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송강의 이상형으로는 말이 잘 통하고 자신의 장난을 잘 받아주며 분위기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